안녕하세요 최준우입니다 어, 나이는 18살이고요 어, 그리고 생일은 9월 11일로 되어 있는데요 어, 사실 원래 생일은 7월 8일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 옹성우입니다 어, 나이는 25살이고요 생일은 8월 25일입니다 음, 기분 좋을 때 그냥 살짝 웃는 정도인 것 같아요 말이 많아집니다 어,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엄마 그리고 수빈이 엄마의 식당 일로 인한 그 과정 속에서 또 수빈이와의 감정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의 일들 비밀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<clears throat> 수빈이와 있을 때 가장 솔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지트 카페에서 얘기를 나눌 때였는데 속에 있던 얘기들을 수빈이에게 어, 털어놨던 것 같아요 어, 저는 앞머리를 다양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, 제 생각에는 어떤 머리, 앞머리 모양이나 이런 거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앞머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머리는 그냥 친구들이요 우선 수빈이 오제 지금은 두루두루 많이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아 어? 친구들 이름 나가요? 원호, 유석이, 재석이, <laughs> 진원이요 <laughs> 네 그렇습니다 수빈이와 처음 만났던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데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18살 때 학교가 멀어서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나 뭐 학교 생활 등등 뭔가 학, 함께 살면서 살다시피 하면서 지냈던 시절들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꿈? 음. 지금도 행복한데 계속 계속 행복한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. 꿈을 꾸고 있다기보다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. 고민 중이고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최준우입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. 맞아요. 음, 네, 아, 와. 그때 친구.